삼겹살 이거 알지? 오겹도 있는데 이거 맛있는 거. 깨알 상식. 깨? 맛있으니까! 짠! 와! 진짬뽕, 오뚜기, 진짬뽕, 오뚜기. 이런 거 아니야? 에이, 형. 아. 내 신경 안 넣어서 그래? 진짬뽕, 오뚜기. 그 이번에 우리가 이거 있는 동안에 음. 고기 한번 다시 먹어볼까? 고기 어떻게 이제 어, 라면 국물과 배웠을 때 그 고기 콜라보 한번 먹어볼까? 그러니까? 응. 고기만 한번 먹어. 고기만. 형 잠깐만 고기만. 형저 밑에 숨겨가지고 이거 먹지 마. 고기만 봤 봤지 형. 진짬뽕 고뚜기. 짠. 짠. 짠. 잠깐만요. 김치. 아, 김치. 형 김치 안 좋아하신다 하지 않았어요? 아, 그래? 아 김치 기가 막히네. 그래서 좀만 좀만 달라 그래가지고. 진짬뽕 고뚜기. 난 너를 건질 테니까 너 김치를 건져라. 내힘. 네. 야. 이렇게 일단 좀.